2021년 1월 23일 원정 5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. 바로 바로미. 누구 있죠? 당신 누구야? 어! 아! 아! 아! 아이 장소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. 어, 좀 노잼이야. 누구세요? 깜짝이야 씨 사람인 줄 알았어 이거 <clears throat> 와나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뭔데 고드팔 저거? 아 미쳐버리네 저기요 잠깐만 나와보시지라오 잠깐만 나와보시지라오 예? 잠깐만 나와보시죠 예? 그 안에 누구 들어가 있어 누구 들어가 있으십니까? 어? 바람이구나 바람 바람 바람 뭐야 네, 이거 여러분 소리 아이 잠깐 뭐야 밑에 손 뭐야 밑에 손 아, 아 밑에 손 뭐야 잠깐만 와 미쳐버리네 나 진짜 이거 아 그만합시다 어. 그만해. 계시죠? 이제 그만 공격하시시다. 예. 자 그만합시다 예? 안 되나? 아. 와 진짜 여기는 솔직히 좀 묵혀놔, 묵혀놓고 싶다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는 좀 묵혀놓고 싶어요 장난이 너무 심해요 진짜 도를 넘어섰어 솔직히 장난이 너무 심해요 진짜 끄덕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